어떤 수술이요? 지방흡입 지방흡입이요? 그거는 어, 하기 따름에 다른데 예술성이 조금 필요해요 네. 음.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부종이 너무 심한데 흡입해도 괜찮을까요? 부종 너무 심한 케이스는 흡입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해버리면 은 우리가 부종이 빠지는 림프 자체, 절 자체가 좀 정체가 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종이 많이 심하신 분은 좀 부분적으로 하시든지 하면 용량을 약간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에도 핀치 테스트로 상담이 가능한가요? 어, 정확하진 않지만 핀치 테스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. 살이 만졌을 때 단단한 편인데 흡입 효과가 있을까요? 어, 그거는 지방층도 아, 컴팩트하게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초음파로 지방 두께 측정하는 데 얼마나 정확한가요?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초음파 기계를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브를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서 쓰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같은 부위를 갖다가 같은 힘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 그럼 세게 누르면 지방층이 얇게 네 아무래도 음. 이렇게 있으면 세게 꾹누르면 지방층이 이렇게 찌그러들어 가지고 얇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